시켰어요. 짠! 오! 뭐지? 잘못 시켰어. 저는 당연히 순살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뼈 있는 거였어요. 아.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지. 아 순살이 좋은데 Thank you. 있어요. 그날 밤새워서 잡았습니다. 근데 이놈이 명장이 안 나와. 혹시 어디 아픈 분 계시나? 기소를 넘겼다고 해도 경찰 조서에 의원 아들이 조석처럼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. Thank 계곡하고 정동은 조금 있다 했을 거 남무희 선생님께서 더빙하신 영화 테이프 어, 진짜? 어렵게 준비했다고 1962년 아, 그 작품 아씨 곱 이상하다 진짜 못 따르나? 가서 재밌게 놀다가 와요 음 맛있겠다 영국 그만의 그런 얘기 예쁘가 나 그 조선시에서 반능리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또 배우가 있어요. 안나연기 시장에 네. 그런 네. 배우가 있어요. 어, 음. 음, 너무 맛있어. 음. 아, 뿌링크뿌링크뿌링크 음. 음. 볼음 역시 치즈볼 이게 이게 비슷해. 그 앞에는 안비해 얘는 너 손에. 어, 이게 아니야 비가. 300원쯤 이거 얼마지? 나는 웰치스 김치만도 같이 먹는 거야? 응. 아쉬워? 뭔가 조금 아쉬워. 아쉬운 맛이야? 응. 아니 원래 멸치가루를 넣으라고 하는데 응. 근데 걱정하지 않는데 계란 다 썼어? 응. 맛있다. 맛있지? 응. 파는 맛이랑 똑같아. 응. 啊。 음 맛있어 이렇게 엎어야 되는데? 아 뒤집어야 돼? 응

다음날 또 작업을 계속했어요. 며칠 사이에 또 눈치가 된 거죠. 태안과 부변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. 항구의 동방변 배는 위험하게 지붕이 떨어졌습니다. 옥상 물탱크가 날아가는가 하면 가로수들도 힘없이 떨어졌습니다.